하지마 우와 내가 원하던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뭡니까 2019년 9월 19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 팔로잉 잠깐만 아 어?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누구 왔다가 누구 있나 지금? 누구 있나? 이거 퇴기 뭐야? 스파이다? 누구 있나? 새건데? 스파이다? 뭐야 누구 있는 것 같은데? 눈구 계세요? 누구계세요 새 거야 새 거. 개신기라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따 이거 뭐, 잠깐 이상한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그때 똑같은 기운이긴 해요 여러분들 똑같 똑같은 기운이긴 한데 잠깐 똑같은 기운이긴 한데 와. 확인. 나 잠깐. 어?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나와 와와 기운 씨다 하지마 하지마 우와 하지마 그만해 그만해 지금 나하고 밀당하자는 겁니까? 싫어요 저할 만큼 했습니다 잠깐만 뭐야 이건 뭔데 누구야? 뭐야 이거 온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시다 그렇지 시다 내가 원하던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뭡니까 자 이제는 나는 무조건 얘기를 들어야지 속이 후련하고 써 어, Oh! 어! 나바나바나바 뭐든 지켰어 아, 아 어지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나 기분, 아. 여러분들 죄송한데 뭐한 가지만 확인해보고 다시 갈게요 잠깐만요 장난쳐봐 한 가지만 뭐야 <laughs> 아, 이마트로 안 가, 하 이마트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장난 그만 치시고 이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나가 있어 볼까요? 잠깐만 나가 있어 볼게요 문 닫고 나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